잘 잤다 오늘 왠지 기분이 너무 상쾌한걸? 오늘 팬미팅 하는 날이라서 그런가? 우리 멤버 애들이 뭐하고 있는지 볼까? 얘들아 뭐하고 있어? 요루루는 뭐하고 있는 거지? 애, 애교 연습하는 거야? 아 연습하고 있는데 진짜 다 귀여워서 뭔 소리지? 알았어 내가 한번 객관적으로 봐줄게 한번 해봐 응? 진짜 별로 야 너네 여기서 뭐해? 아니 댕댕이는 오늘 팬미팅 날인지도 모르는 거 같나 야 댕댕이 일어나봐 아? 일어나봐 아이 누가 자꾸 깨워 지금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해 오늘 이 브랜드에서 팬미팅 하는 날인데 오늘이 팬미팅 날이었다고? 그래 아,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네 <laughs> 리오야 오늘 팬미팅 날이라고 이렇게 팬들한테 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아니 이거 내 건데? 아, 무슨 소리야 그래? 내 멘탈을 달래기 위한 내 음식이야 여매나 아 그러면 너는 팬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도록 하자 내가 한번 네가 만든 음식을 직접 한번 맛봐볼게 이오 음식 실력은 정말 좋아서 팬들이 뭐 깜짝 놀라겠지? 정성에 먹어볼게 음, 음. 아우 이거 맛이 진짜 없는데? <laughs> 이거, 팬, 이거 팬들이 먹고 바로 구독 치던데? 얘들아 다 모여봐 오늘 팬미팅 하는 날인데 옷들이 이게 다 뭐야 왜 나 괜찮은데? 어? 완전 예쁜데? 나 미남인데 나 아빠 옷 꺼내왔는데 <laughs> 이런 의상으로는 팬들을 만날 음. 수가 없다 옷을 좀 멋지게 입고 와봐 알았어 어 옷을 입어야지 팬들이 좋아할까요? 옷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거다 내가 태권도 빨간 띠라는 거를 팬들한테 보여주면은 팬들은 엄청나게 나한테 반하고 말 거야 이런 안경 세 보이는 안경을 착용하고 코수염도 달아 나와줘야지 그 팬들이 엄청 좋아하겠지? 야 역시 이거지 팬미팅 look은. 얘들아 니네 준비됐어? 아 물론이지 그럼 어 늑대야 너 되게 깔끔하게 와, 하고 왔구나 이 멜빵 끈은 말이야 팬분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근두근 거려서 어제 샀어 아 그러다가 너 너무 bounce bounce 해가지고 줄이 막 끊겨지는 거 아니야? 그러면은 내 야성미 넘치는 근육을 보여줄 수밖에 없지 <laughs> <laughs> 아, 얘들아 안녕 내가 왔어 저 look은 말이야 라스베가스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희귀한 look이야 그만큼 아무도 안 입는다는 뜻이지 무슨 소리야 팬미팅을 위해서 내가 옷 이렇게 입은 건데 너 진짜 어. 최악이다 리아야! 너 괜찮아? 안녕 리아 너 괜찮아? 팬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좀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아서 한복을 입었어 너 진짜 최악이야 무슨 소리야 <laughs> 너 일단 팬들이 왔어 아! 간다 하고 딱 왔다가 네 얼굴 보고 바로 유턴 야. 왜 이러는 걸까요? 유루야 아침에 수염 안 밀었구나 오늘 팬미팅인데 수염은 밀고 왔어야지 조심해 남자 멤버인 거 들켜 <laughs> 아, 아, 조심할게요 어, 죄송해요, 조심해줘 우리 에이스 멤버 존잘남 BTS 댕댕이라며 패션 센스가 좋다 보니까 우리 잉여맨 그룹 carry해줄까 carry 팬미팅 망했어 진짜 아. 저질스럽다 아 근데 우리는 패션 센스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프랜드에서도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티셔츠를 입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은 내가 만들면 되지 어, 어, 어, 어. 이 브랜드 갓게임에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서 나만의 옷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겼거든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좋아요 이 브랜드 스튜디가 나오는데요 상상했던 나만의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? 내가 상상했던 아이템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? 그는 아는데 나만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멋진 방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팬분들을 위해 잉여맨 유튜브 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본 옷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겨울이니까 맨투맨이 좋겠죠? 자, 그러니까 이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진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이미지를 올리면 됩니다. 저는 포토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좀 달아볼게요 인크루 가운데다 달고 이, 여기가 뒷면이란 말이죠 뒷면 뒷면에다가는 우리 캐릭터 얼굴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? 그리고 쥐네들을 깜빡하고 이미지를 안 가져왔어요 어? 아, 괜찮아요. 늘 있던 일이에요. <laughs> 늘 있던 일이에요. 그냥 빼도 될 것 같아요. 예. 아, 내가 모르고 이미지를 안 찾아왔어요. 늑 그 거를. 아쉽지만. 어쩔 수 없죠. 이런 식으로 늑대 없이 티셔츠 만들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. 이프렌드 스튜디오 가서 내 텍스처 파일을 업로드합니다. 됐다. 와! 와! 와 진짜 예쁘다. 근데 왜 주눅대가 이상하네. 와. 지낼 데가 없으니까 딱 밸런스 맞는 것 봐 이제 우리 팬미팅 오시는 분들이 입고 오는 거죠 얼마나 설레입니까 여기다 잉여맨 크루 팬미팅 옷이라고 이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심사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프랜드에서 어, 어, 이 옷은 저작권도 잘 지키고 이쁜데? 하면 이제 이 아이템이 게임 속에 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심사 제출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옷들도 제가 미리 만들어 봤어요 잉여맨 크루 어, 오, 이가 있네. 여기 맨투맨 이렇게 입시면은 그 잉여맨 팬인 걸 누구나 알 수 있겠죠? 그리고 잉여맨 웅동아. <laughs> 지금 게임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. 심사가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이제 팬미팅에 한번 참가해 볼까? 잉여맨 네 여러분들 잉여맨 오늘 이프랜드 게임 안에서 잉여맨 크루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야 고마워요 야 박수 쳐주고 있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잉여맨쿠를 왜 좋아하게 됐어요? 채팅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노루루님 너무 귀여웠어 뭔 소리지? 노루루가 말했는데? 항상 심심하고 씁쓸할 때 보면 다 씻겨나가서요 야 감동적인걸?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방송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1등이 아닌가 단미호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<laughs> 이게 무슨 말이야 어. 다음 팬미팅 코너는 좋아하는 멤버를 지목해서 애교를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담미언님 모셔보겠습니다 담미언님 나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고 굵은 노래와 춤을 준비했어요 시작합니다 무반주 오빠 오빠 오빠 돈 많아? 오빠 오빠 오빠 차 있어? 오빠 오빠 오빠 집 어디야? 오빠 오빠 오빠 나 비싸 <laughs> 야! 야, 너무 좋아. 와, 무대를 꽉 채웠다. 혜원님 나오세요, 혜원님. 꼬리용님 나오세요. 네. 자, 그러면은 꼬리용님이 좋아하는 멤버를 한 명 부르실 수 있어요. 누구 부르실래요? 인형맨님. 아 나? 우와 이게 왠지 부럽다 꾸리 형님한테 그러면은 애교 한번 부려드릴게요 오이씨 어? 오이씨 <laughs> 아, 아니야 나 못하겠어 얘들아 꾸리 형님 다른 분 할수 아, 있다 맨님이 가셔야죠 어, 파이팅 알겠습니다 오이씨구나래 오이씨구나래 뭐해 뭐해 뀨 <laughs> 꾸리 형님 어 꾸리 형님 또 <laughs> 하시는데? 머리 아파요 우리 <laughs> 형님 감사합니다 태연님 네, 안녕하세요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분의 애교를 보고 싶으신가요? 저 댕댕이요 어, 댕댕이님 나와주셔서 이번엔 피해갈 수 없구만 태연님을 위해서 정말 달달한 멘트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귀염이 버전과 느끼남 버전 어떤 걸 원하실까요? 귀요미 버전이요? 오케이 바로 할게요 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내 건 띠드 두장 넣어줘야겠다 아, 여기까지 할게요 <laughs> 댕댕이도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댕댕이가 그 느끼한 버전도 해주면 안 돼? 뭐라고요? 느끼한 버전 어, 느끼하면 너의 그 존잘 목소리로 한번 아 여러분들 원하시나요?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해드리는데 아 무조건 원하시네요 원해요, 알겠습니다 아, 태원아 예쁜 사람 앞에 있으면 기억을 잃는데. 어? 내가 누구더라? 나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. 여기까지입니다. 이야! 어... 너무 좋아요. 이번에 여자 멤버들 한번 지켜보자 캡신님이 손들었어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여성 멤버 누구 좋아해요? 그분에게 애교를 들을 수 있는 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루루요 요루루 부담. 음? 아까 지켜볼 때는 재밌었지? 캡슐님, <clears throat> 저 예쁜 척하면 재수없죠? 아 근데 저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쁜 척하면 안 거거든요. 그거를 막막 남을 이쁜 척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아, 여러는 힘들어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 나갔는데. <laughs> 슈님 마, 마음에 드세요? 네. <laughs> 마음에 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또 애교하는 코너도 끝났네요. 저희 잉여맨크루 항상 이렇게 100만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지금은 그냥 답변해 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. 요루루님 남자예요? 너 그러다가 어, 남자인 거 들키면 어떡하려 그래 와. 유나님이 유튜브는 왜 시작하셨나요?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방송해가지고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거든요 유튜브란 게 또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했습니다 방송 옛날부터 했었어요 요루루님 인형이죠? 어떻게 하셨지? 인형이 말도 안 해? 댕댕이님은 별명이 왜 방탄이에요? 선동과 날조가 있었습니다 <laughs> 주익대님 바지가 왜 저래요? 주익대 바지 뭔데? 이거 입고 오지 말랬잖아 내가 이거밖에 없는 걸 어떡해요 아 여매님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매님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아따 고마 아, 잉여맨이에요 예. 여맨, 예? 여맨이는 서른, 서른 살인가? 아니요, 저 올해로 이제 2023년 때 스무 살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랑 오늘 같이 사진 한 방 찍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가 보일 수 있겠죠? 출발! 계단으로 가자! 내 영혼이 함께 할 거야. 활짝 네. 웃어주면서 하트도 날려주고 <laughs> 하트! 자 누구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곳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프랜드 이프랜드 지금까지 이프랜드 잉여맨크로 팬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